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하기 애매하게 하기 애매하게 애매하게 <laughs> 식도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카논제입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날씨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 오늘 갈 곳은 다이아트비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다시 마지막 촬영이에요 웬토와 함께하는 콜라보 미션인데 먹방하러 가죠 <laughs> 짐벌은 가방에 있고요 예. 핸디캠 예. 그냥 그립 하나 끼워가지고 그걸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 또다시 왔습니다 강원도 버스터미널 가보자 와 어, 이런, 이런 게 생겼네 돌았습니다 아 택시 탈까?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버스 여기 왔는데 음, 반대편 있고 반대편 있고 오 빨리 아, 가봐야겠다 있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염색 했어요. 어. 검은색으로. 아, 염색했구나. 네, 검은색으로 염색했습니다. 여기에서 얼굴 잘 찍었어요? 동현 은한 조금 찍었어요. 네. 여기 영상 찍어도 되죠? 아, 네. 아, 네. 여기는 화이트 라이브로. 아니 강남에 있 아니 갑자기 그걸 왜 들어 <laughs> 아니 있길래 난난 상에 재미없어 난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 뭐라고 왜, 왜 그렇다고 생각해? 그래? 왜? 왜왜 아, 그러냐고 아, 생각하냐면요 아, 일단은 삶이 있대요 1대1로 깎아야지 아, 아 좋다 좋다 1대1로 깎아야 1대1로 마지막 얘기할 거 어, 우리 마지막을 이렇게 화기 애매하게 네. 화기 애매 정뚝 떨어져 이렇게 화기 애매하게 가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는 노력들을 찍어줘야 돼 어제부터 뭐 아 근데 얼, 굴 나와도 돼요? 얼굴 나오셔도 돼요? 네. 안돼 얼굴 나오고 아 그러네 보고 뭐. 1등 보니까 안 나요 어 뭐지? 뭐지? 엄청 궁금하게 만들고 아 네, 이런 게 네, 있어야 되는구나 때문에. 와, 눈, 와 눈이 엄청 쨍하게 나와요 좀 밝아야 종류 좀 나, 나 완전 완전 C급인데? 애쉬 애쉬 잘했어 네, 제가 제가 누나를 밝게 해드릴게요 그게 영상에서 제가 뭘 나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찍으면 덜 찍고 있어요. 하면서 먹잖아요. 그러면 잘 먹는 돼지가. 아 그래. 네, 잘 먹는 아, 아, 아, 아, 건강한 돼지. 건강한 돼지. 건... 크로마. 오. 되겠지? 음, 아, 오네요. 와, 크로마 너무 깔, 끔 너무 깔끔하다. 신발 입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 진짜 이, 이런 거 있으면 색깔 되게 잘 빠지겠다. 어쨌든. 사운드. 와, 진짜 좋아요.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이네 어쨌든 그리고 이거 메인 네. 그, 그러니까 냥 평, 평소에, 평소에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저 혼자 요리하는 사이적으 아, 아 지금 내가 망해되는 건가? 요리하게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해요 제주 흑돼지 멋있어. 되게 맛있게 나와. 네, 그 아, 이제 옆 가는 데가 없어. 왜? 불러. 할 수 있어. 난 그냥 저스트 토크만 하고. 맛있겠다. 아, 네. 어디 가시려고요? 화면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은하 씨라고 네. 이제 우리 은하 씨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멘토 멘토링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멘티 분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촬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아휴, 제가 좀 으쓱으쓱 하려고 한번 음. 세각서 한번 폈습니다. 우리 분들. <laughs> 저희 채널은 어, 레시피 쿠카, 네, 쿠킹 채널인데요. 뭐, 좀 다른 레시피 채널과는 좀 다르게 좀 어떤 영화적인 감성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의 풍경도 함께 담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세요. 음, 반갑습니다. 카노제입니다. 어, 사실 이 은하 씨 촬영하기 전까지는 정말 이것저것 취미대로 올리다가 예, 입절배 핸디 누님의 덕분에 이제 먹방 여행 브이로그로 <laughs> 네, 재탄생을곧 할 거예요. 탕수는 아, 단어가 좀 다르네요. <laughs> 아까 제가 무슨 단어? 쌍용 그 아아만 아. 아니면 돼요. <laughs> 아, 아까, 도 이런 비슷한 리액스로 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네. 난잡하다 그랬죠. 난잡하다. 네, 사실 네, 맞아요. 난잡한 채널을 갖고 계세요. 네, 작곡을 했습니다. 난잡 난잡했었어요. 난잡했었는데 네 누님이 멘토링을 좀 잘해주고 방향성 잘 잡아주셔서 네 먹방 여행 브이로그로 네, 지금 이렇게 컨셉 잡아서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카논제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용음악과의 브이로그를 담고 있는 민성의 라이트입니다. 네. 채널에 뭐뭐 하는 거예요? 제 채널이 원래는 실용음악과의 브이로그, 그 다음에 노래,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카논제이님처럼 여러 가지를 되게 다 했다가 이제 팬님 누나의 조언을 들어서 먹방 아니 먹방이 <laughs> 지금 먹방 브이로그랑 그 다음에 이제 노래 영상을 주 컨텐츠로 하-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세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국수집이 되게 유명해요. 고기 국수가 아, 되게 많이 아실 건데 이게 국수집이 유명해서 그 수육이 올라간 이제 고기 국수랑 비빔 국수 네, 제가 이렇게 진짜? 맛집 맛집 양념을 흉내를 내봤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좀 만들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통문어가 올라간 즉석 떡볶이 이것도 되게 많이 아실 거예요 아마 제주 여행 좀 오셨던 분들은 그래서 요거는 아, 보글보글 소리 들리네. 보글보글. 한 번 더. 아 그리고 그건 한라봉 피자인데 요것도 요것도 예 요거는 좀 이따가 이제 그거 먹으면 피, 예, 치즈가 녹으면서 예. 진짜 맞아 이거 이거 스토리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 아, 어, 아까 엄청 깠잖아요 미식 부부님들 고생 많으셨다고 지금 계란 후라이 줄알았 아. 먹을까? 배고파요 잘라주세요 오늘 원래 아, 잘라주세요 끊고 있다가 지금 공격을 당했어요 지금 9시까지 그, 음, 나들나들해요? 음. 지금이야 지금 우리 방에 약간 그런 멘트 있거든 지금이야 지금 먹어야 돼 <laughs> 갑자기 식당 사장님 되셨어. <laughs> 아, 네, 여러분, 이거, 이거는요, 제주도에서 공수한 문어로고요.